그냥 자연스럽게 대신 과장되게 막 갈아주시는 거아 요관이 낚였어 사람들 좀 있는 사람들 좀 읽는 거. 형, 봐, 이렇게. 들어오면 되지.

아 화이팅 좋네 아 좋다 어느 정도 야돼 바로 바로 저 응급실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아, 그럼 혼자서는 할수 있겠어요? 네, 그럼 같이 하나, 손만 들 조기준 선수 승!